스타트! 바다 바다 바다 산 바다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크, 소맥 보드카 다 좋아요 제커니 소주 여름 아 겨울이요 여름 겨울 겨울 아 여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정 우정 어 우정 사 사랑일걸 우정 피자 어 치킨 치킨 둘다 치킨 PC방 노래방 노래방 노, 피, 노래방 PC방 바깥돌이 집돌이 바깥돌이 날쌘돌이 집돌이 야, <laughs> 야, 이, 야, if 액트 if 와, 진짜 바랍니다 끝!